I'm your 오늘 살짝 송철 씨 그때 느낌을 좀 잡아주세요. 공연장이다 한번 아. 생각하고서 그때 그때 느낌으로 네, 시작. 미쳤다. 너무 떨렸어요. 미쳤다. 우와. 오, 괜찮아요. Thank you. 음방만 체크해 볼게요. 네. 예, A 카운트 주세요. 이렇게 장구만 치면은 심심하잖아요. 이럴 땐 비트를 더해줍니다. 자, 쌈바로 가볼게요. 소리가 너무 작죠? 흥을 좀 키워볼게요. <laughs> Let's go! 감사합니다. 뉴뮤직으로 한번 갈게요 네 마지막 마무리를 어, 뭘로 할까요? 네 블루스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고모 미래도 미래도 쏠미도 파라도 Let's go